둘, 셋! Get 러스 안녕하세요, 트랙입니다! 그럼 팀명 소개는 제가 하겠습니다. 어, 네, 네, 네 저희 크래비티는 네. 아, 크리에이티비티와 구엘비티를 결합한 단어로 독창적인 매력으로 음. 여러분을 우리의 우주로 끌어들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맞아요! center of gravity의 약자로 서로 다른 멤버들이 하나로 모였을 때 완벽한 균형을 이뤄 최고의 무대를 선사하겠다는 저희들 보부가 담겼습니다! 이 단어를 말할 때 가끔 절대가 있어요 아, 크립팀다 이럴 때가 있는데 어, 크래비티 단어를 10번 정도 말하시면 외울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크래비티 10번 해볼까요? 어, 5, 6, 7 크래비티 크래비티 크래비티 크래비티 크래비티 크래비티 크래비티 크래비티 크래비티 크래비티 저희가 그리고 이번에 Break All The Rules라는 타이틀곡으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음. 이건 누가 설명해 주나요? 복 설명 담당 네. 저희 Break All The Rules는 저희가 스스로 가진 틀과 규칙을 깨부수는 주제로 오. 저희 아홉 명의 거침없는 전진과 포부를 담고 있습니다 잘먹었다 잘 배웠다. 잘 배웠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로 저희 타이틀곡 Where Are The Rules를 걸고 하는 게임입니다. 이름하여 신곡을 잡아라! 잡아라! 신곡을 잡아라! 신곡을 잡아라! 그러면 또 막내가 설명을 한번 해줄까요, 게임에? 음. 막내가요. 저도 막내예요. 아, 아, 아 죄송합니다. 네, 아, 태영 씨가 그럼 설명을 한번. 아,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laughs> 저희 크래비티가 제한 시간 동안 여섯 가지 미션을 성공하면 여러분들께 신곡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아. 제한 시간은 정확히 브레이크 오더 룰스 코끼리와 같이 3분 28초거든요. 어. 아, 아, 너무 너무 잔인해. 아, 오늘 저희가 어떤 미션의 게임을 할지 궁금한데요. 한번 미션을 보겠습니다. 와우. 열어주세요. 멋있게 열어주세요. 멋있게. 절제상! 어 뭐야? 절제상! 어 뭐야? 밀당? 절제 섹시 절제 섹시 아 뭐야? 뭐야? 어. 뭐야? 밀당? 절제 섹시 절제 섹시 아 뭐야? 뭐야? 어. 뭐야? 뭐야? 이거 역시 우리 다뜨거웠잖 부쉈네 아 역시 뜨거처럼 이거 어떻게 묶었어? 안 열려. <laughs> 예, 열어줘. 도와봐요 아. Break all 어, 좀 세게 묶어 놓으시긴 했네. 벗겨, 벗겨. Break all 자, 여러분 이게 생방의 묘미입니다. 아, 아. 진행 좀 해주세요. 열고 있어요. 네, 여러분 지금 하나, 저희는 둘, 셋. KTV에서 오, 됐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laughs> 어, 열었어요, 열었어요. 열었어요, 아. 열었어요. 멋있게. 부정모 사고 자, 하나, 둘, 셋 하면 내려주세요. 하나, 둘, 셋. 와. 재미 없어요. 빨리 해주세요. 네, 하나, 둘, 셋. 짜잔. 짜잔. 정모 씨가 읽어주세요. 네, 네. 읽어주세요. 네. 미션 1단계 건강 주스를 마시고 타이틀곡 후렴 한 소절 부르기. 아 2단계. 2단계 푸시업 20개. 와 이거 정모 형이 해야겠다. 아, 이건 정모 형이 해야겠네. 아, 정모 형? 정모 정모가 해야겠네. <laughs> 정모 형이 해야겠네. 3단계 <laughs> 사전에서 제시어 단어 빨리 찾기. 와. 눈이 빨라야겠네. 4단계! 왜, 왜, 화를, 왜 화를 내세요? 커플 줄넘기 20개! 5단계! 제기차기 20개! 6단계! 아, 아 이제 힘들어요. 단체 동작 똑같이 하기! 잘했다! 잘했다. 좋아 좋아. 건강주스 준비됐어? 네. 됐죠? 뭐 순서대로 가야 되는 거죠? 충분히 흔들어 놓고. 아, 엘런이 대기하고 있어. 아, 푸시업 준비됐어. 오케이. 오케이. 네, 갈게요. 하나, 둘, 셋. 오케이. 어, 어 자, 자, 자. 와, 뭐야, 색깔 뭐야? 진짜 건강해 보인다. 와 뭐야? 진짜 건강해 보인다. 이거 다 마셔야 돼요? 자 여기는 beetroot 50%, 애플 20%, carrot 20%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 나머지 10%는 어디 갔죠? 캐럿? cheers. <laughs> 그거는 공기. <laughs> 나머지 10% 어디 갔죠? 오! 에이! 와, 와, 와 이게 뭐야? 백진 뭐야 백진 뭐야 냄새 식간 한번 더 마셔야 돼요 화이팅 이 정도요? 냄새 아냄 화이팅 화이팅 완전 건강해 건강이 화이팅 화이팅 Let's go 화이팅 할수 있다 할수 있다 건강해진다 형님 화이팅 건담가좀 화이팅 화이팅 너무 여유로워 우리 화이팅 아 뭐해 야야야 너무 여유로워 우리 화이팅 아 뭐해 야야야 우리가 할수 있어! 우리가 할수 있어!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와, 어떡해. 힘들겠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수 있다! 아, 너무 알아! 자, 자, 이거. 이팅고이팅 끝났어, 끝났어! 그래, 그래, 그래! 하나. 같이 우리 한번 불러야 돼, 하나 이거 이거 알겠지? 파이팅! 파이팅! 아, 아직도 저기야? 음. 야 우리 큰일 났다. 빨리 우리 화이팅 화이팅. 정이팅 이걸 맞춰봤는데 진짜 건강해지는 맛이 냄새. 어? 나 맡아볼래. 오야 이건 좀아니좀 심했다. 이건 좀 심했다. l e t 돌아 돌아. 하나 둘셋 넷. B지. 하나, 하나, 나, 나. A, B, C, D, E. 어? 어, 오케이. 잠깐만. 망다 A, B, C, D, 오케이, 우 왔어, 우 왔어. 나 D, E 왔어, D, E 왔어. 하나, 하나, 마. 아, 저 줄을 끼는데. 잠깐만. 이거 왜 이렇게 어, 어려운데? 제비 찾기. 제비, C, D. 아, 잠깐만. 찾다찾다찾다 네. deep, deep, deep, deep, deep. 숨, 숨, 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퍼플 들어갈게. 아니다. 하나, 둘, 둘 셋, 넷, 넷 다섯, 야! 아! 어. 괜찮아, 괜찮아. 아! 아. 빨리! 아, 하나, 아. 오, 사, 알겠고요. 진짜? 알겠다, 알겠다. 아, 하나만 주고. 그러면 네, 멤버를 바꿀 기회를 나, 나 마셔볼래. 또 아, 먹는 거야, 이러니나 마셔볼래. 아, 오케이, 이두 명. 내가 건강식부터 갈게. 오케이. 한 잔 나누면 돼? 음, 제가 푸시업을 할게요. 한 잔을 나누 한잔 나눠. 아, 오케이. 오케이. 갈게요. 와, 이거 지금 고! 빨리 가, 가, 가, 가, 가. 파이팅! 파이팅! 아,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어허, 어허. 오케이. 파이팅! 파이팅! 짠! 파이팅! 생각보다 많았어 오! 먹면안 돼. 진짜 건강해지는 맛이야, 진짜 건강해. 와, 맛있어! 어? 맛있어! 섹시하다! 은영 멋있다! 섹시하다! 멋있다! 엘레 건강하다! 아! 저도 이거 찍고 The brave color rules. Give me reason, give me reason, give me love. 와, 대박. 와, 대박.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일어나, 일등, 일등. 우리가 바로. 사전, 사전, 사전. 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Go!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그래비티, 극창적인. 그래비티. 뒤로 가, 뒤로 가. 아, 까 괜찮았어. G, G. 진짜 할수 있어, 할 수 있어.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동창적인이야? 진짜 재밌어. 아, 아, 식감이, 식감이 좀 그래. 아, 여 아, 그래, 티피? 어딨어? 그래, 티피? 그래비티, 그래비티. 와,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아, 짜자자자자. 아, 그래비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괜찮아, 괜찮아. 선생님 빨리 빨리. 열하나, 열둘. 몰라.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열여섯, 열일곱, 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 똑같이 하자. 뭐 뭐야, 뭐야? 나, 아, 나 뭐야? 나 여기 있었어, 나 여기 있었어. 나 여기 있었어. 아, 여 거울 보세요. 이거 있었어. 나 이거 있었어. 나 이거 있었어. 그냥 그냥 아니야. 공진 있었어. 그냥 어 어. 너 어, 어, 어, 이거 어떻게 하냐? 우리야 왜 여기 있우리 여기 여기 맞아. 이거 맞아. 맞아. 맞아. 볼무도 아니야. 볼무도 아니야.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어 그냥 그대로 하면 돼. 둘이 바꿔야 돼요. 아. 둘이 바꿔만 해. 아니 이거 맞는 미니 미니. 오잉? 나 오케이. 야 이딴 사람들. 맞아? 아니 이게 뭐야? 성공! crazy 팀워크다. 와. 가자. 표정 변화 없어. 파이어 아, 같아요. 한입 한입 한입 한입. CF 찍는 거야? 원샷 원샷. 섹시하다 섹시하다. 맛있겠다. 와. 와. 더 먹어 다 먹어줘. 오 오. 와다 먹는다 다 먹는다. 토한다 이제. 다 먹는다 다 먹는다. 와 이거 아, 뽑을 것 같아. <laughs> 무리하지 마. 정우야 정우 잠깐만 물. 잠깐만 일단 뒤로 가. 아씨. 잘했다 잘했다. 물 있어 물 물. 와. 대박. Let's break all the rules. 와, 너무 잘한다.